네, 오늘은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물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데요. 일단 고기가 신선해야 되겠죠. 제가 마트에 갔더니 고기가 막 덤으로 막 더 준다는 거예요. 이제 원래 저녁 시간대에 가면 다 팔려고 아저씨들이 세일을 하잖아요. 반짝 세일. 그래서 제가 얼른 득템을 했습니다. 먼저 이 고기에다 소금 뿌려주시고요. 로즈마리 뿌려주시고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십니다. 아, 소금, 올리브 오일, 로즈마리 이렇게 발라주셔서 어, 한 30분 정도 뒀다가 구우시면 끝이에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먹을 고기라면 뭐 다음날 먹을 것까지도 미리 같이 이렇게 숙성시킨다 그러죠 그러면 더 고기가 맛있겠다 그 다음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다 일일이 잘라서 좀바싹하게 굽습니다. 웰던이라고 하죠? 일단 뭐 여기다 스테이크 소스를 전 찍어 먹기도 하는데 구울 때 이렇게 옆에 팽이버섯을 같이 구워주면요 굉장히 맛있고 또 뭐 취향에 따라 양파를 구워주셔도 되고 파프리카를 구워주셔도 되고요 맛있게 먹는 법은요 이렇게 구워주실 때 아까 보면 후추를 잠깐 뿌려주시는데 이렇게 다 구워주신 다음에 소스를 한 두세 개 정도 뭐 이렇게 나서 그 거를 찍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와사비가 갑이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소스는 제 영상에 있는 머스터드 클럽 소스입니다. 이 클럽 소스랑 와사비랑 같이 섞어서 발라서 먹으면요. 정말 맛있어요. 스테이크집 갈 필요 없어요. 거기다가 팽이버섯이랑 같이 곁들여서 그 미우새에서 이상민이 와사비 가지고 다니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고기에 와사비 궁합이 환상적입니다 거기다 클럽 소스도 새로운 환상적인 맛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말에 이렇게 간단하지만 결코 요리 자체는 간단하지 않잖아요 스테이크 한번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.